Thank you. 안녕하세요 예쁜 남자 브리트맨입니다 오늘은 메뉴가 에미넨스 초콜릿이랑 굴 섞어가지고 굴 젤리를 준비했습니다 같이 먹을 거는 부지기 케이크 파리바게트코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بسم الله الرحمن الرحيم 알함두릴라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네, 항상 행복하세요. 안녕.